아 떨려. 와 어, 진짜 떨려. 오마이갓. Oh 와. 드디어 와. 끝이 났습니다. 상영회가 아. 저는 이 뮤비 상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떤 걸지 굉장히 네. 걱정도 되고 음. 약간 설레기도 했는데 아, 오랜만에 저희 라이온 분들 만나니까 너무나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네. 음. 말은 못해도 네. 내적으로 좋아해 주신 게 느껴지니까 힘이 충전되는 하루였습니다. 진짜요? 다시 한번 보여주라. 네. 아 네. 너무 기쁘고요. 네. 네. 네. 내일 저희 진짜 본격적으로 활동하니까 우리 라이온 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무대 놓치지 말고 꼭 봐주세요. 맞습니다. 올려노브 Institute Part 1 화이팅! 올려노브 리비도 화이팅! 화이팅!